이만큼이네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없어요 그거는 지금 요, 라인은 지금 그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 끝까지 가면 되고 여기는 차분하게 끝내면 되고 갑시다 가요 오케이 갑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빛나는 달로 어여쁜 오늘 하루 하는 밤두 눈 꼭 감아 두 손 꼭 모아 하늘에 그리는 내 소원은 이래 음, 이렇게 하고 여기 다 하고 랄랄라 뒷부분만 네. 네. 아 그리고 뒤에 그 뭐지? 여기 어디지? 여기까지. 어. 네. 파이팅. 네. 네. 언제나 그랬듯이 빛나는 달로 어여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두 눈 꼭 감아 두손꼭 하늘에 그리는 내 소원